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참!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끼우끼우끼 아이고 이거 뒤집었네 여기다 말려야겠다 애들은 여기 여기에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햇빛 있는데 좋아해서 타투 너 나와 아! 오이니? <laughs> 이게 무슨 야! 야 꼼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모욕방 하기 싫었는데 날 때릴 거야? 네가 싫으면 어쩔 건데 어? 네가 싫으면 어쩔 건데 따뚱 응? 쭈빼기 뭐냐고 응? 봐봐 이거 봐 바닥 바닥 봐봐 이게 뭐야 응? 손에 똥 같은 거 이렇게 다 묻혀놓고 어? 네가 <laughs> 잘못했지? 너가 너가 잘못해서 지금 목욕하는 거야 응? 너, <laughs> 너가 진흙탕 물에서 놀아서 이렇게 목욕하는 거야 엄마 탓하면 안돼 Ganhou a votada. 你没有回答。 Oh. 아유. 됐다! 우리 정수 다 됐다. 옆에 엄마. 들어가, 들어가, 빨리 들어가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카트 아니야. 是啊，我嘞。 どどど